턴을 돌다가 저도 모르게 콧물이 조금 나와가지고 <laughs> 뭐야? 어 나 봤어 이런 behind. 아니에요 나 봤어 나, 나, 나 봤어 나 봤어 아말 끝까지 들으세요 네. 날라가진 않았어요 그 그거 날라가 서 내가 잡았잖아 날라가진 않았어 내가 나 잡았어 일단 누구 파트였지? 네미이가 이거 제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 코 쪽에 콧물이 살짝 맺혀가지고 요즘 아 나 맞은 게 그게 안날라 갔다고 어,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거를 잡아서 네. 일단 던졌는데 나인이한 아, 맞았어 나인이가 어, 나 맞았어 맞았어. 절대 날라가지 않았어 나는 못어 그래서 <laughs> 맞까지 맞다. 아픔 보이세요? 아, 아픔 보이죠. 네, 네. 이쪽 이 정도. 성유는 사비오. 이름은 살겐이라. 아. 이번 헤어 컨셉이 어떤가요? 헤어 컨셉이요? 헤어 네. 컨셉은 같은 헤어입니다 아 커튼. 네, 저희 열심히 연습했고 했으니까 귀엽게 해주지 마시고요 네. 네, 섹시하게 봐주세요 저희가 섹시하게 놀아야 되니까 섹시하게 가르쳐야 겠죠 동선 위주로도 되게 많이 연습도 많이 했고 각도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정면 보는 거 맞아요? 네 알겠죠? 네. 귀엽게 봐주지 마시고 <laughs> 섹시하게 봐주세요 네. 알겠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트 하트 위로 하트 위로? 아니 그, 그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으로 하트 오케이 손가락 하트 아, 아, 아 방금 다시 다시 zoom in하고 있어요 하나 둘셋뿅